더 보이지 않는 모래의 바다 별똥별을 따라서 소원을 빌면 달빛이 인도하는 여행에 올라 나 Somebody really want you 하지 말아 말고 결국 뱉은 숨도 척박한 이 땅의 희망대로 want you 거기 힘을 더해 있는 힘을 다해 절망의 늪에서 나와 숨도 쉬어지지 않는 악마의 나라 오로라에 취해서 헛것을 보며 바람이 인도하는 벼랑에 올라 나 rock oh, 마지막 디딘 숙명이여 oh, oh, 기적을 증명하라 한 송이 꽃을 피워내라 생명을 지켜내라 나라 속 나도 간절하게 바라보니 We a n t you 할 수 있다고 해 해내겠다고 해 드디어 찾았다고 해 g o you 메말라 있던 이 땅에 비가 내린다 붉게 물도 태양빛 꽃이 피리다